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안녕. 오랜만이에요. 드디어 내가 왔다! 스마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좀 빨리 오려고 했었는데 잠깐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 싫어서 좀 완벽하게 낫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막 어, 뭐 엄청 많이 막 아프고 이랬던 게 아니라 약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서 어 컨디션 좋을 때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몸다 낫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 아 너무 너무 요즘 또 자주 안 왔어가지고 요, 요즘에 시간이 좀 생겨서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자주 찾아와도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또 며칠 뒤에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 요즘 너무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그쵸? 안녕, 영국에서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많겠죠 오랜만에 보자 얼마나 할 얘기 나왔으면 질문부터 바로 하네 요즘 추천곡 있어요 뭐 먹어요 저녁 먹었어요 어 이름 한 번만 해, 불러주세요 학교 못 가서 심심해요 뭐하고 지내요 근황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꿈에 전화 왔어요. <clears throat> 어, 요즘은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또 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찾아뵈야 되니까 다 같이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몸 관리 안 아프게 여러분도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뭐 저희가 우리가 또 만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어, 저도 안 아프려고 요즘 음, 건강 잘 챙기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뭐네 그러, 그런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음. 아 사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요즘 밖이 별로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주 그술한 잔 마시고 이러면 약간 감성이 되게 오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불안한데 목소리가 들리려나? 아 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럴 때면 이상하게 제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거나 이번엔 또 위보스에 가서 제가 글 남기고 그랬잖아요 <clears throat> 사실 이거 저 되게 이불킥할 감인데 <laughs> 가서 이상하게 그렇게 감성이 되게 오면 거기 가서 이제 글을 올리고 보고 싶다 하고 항상 그러더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카페에서 되게 아 사장님 아 근데 왜, 왜 신발 벗고 들어와요? 아이 남의 방에 무슨 소리예요? 아, 사장님 저 이제 갈 때가 돼서 네, 네 불쑥 왔어요 5분 뒤에 가야 돼요 아 사장님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좀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어우씨 나 머리 왜 이러니? 저 방금 운동해가지고 와 씨. 운동, 생각나... 운동 열심히 해요 요즘에 아저 운동 아 오늘 또 이 전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까 사실 옆에서 생방송을 이제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거 약간 사고인데 아, 아 사랑해요 아뭐 먹었어요 아, 아 많은 아 그런 걸 보내주고 계신데 음네 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요즘 근황 물어보시길래 아, 예. 뭐 우리 뭐, 뭐 열심히 또 뭐 촬영도 하고 있고 아 저희 또 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 네, 뭔가를 또아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네. 뭔가 해야 된다 밖에 있을 때 제가 뭐 끊기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어 전혀 없고요 어, 네. 화질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약간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화질이 뒤로 가서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이 삼성이 약간 1억 화소? 이렇게 있어도 이미 아마 여기서 모공까지 다 보이는 그런 현상 한번 가까이 도시에 볼까요? 하나 둘셋 아, 아, 아. 어우 사고인데? 아,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죠 침착하게 미안해 시빈아 내가 잘못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훈씨 아무튼 아 여러분 아 글쎄요 저도 한마디 하고 가야겠죠 그래도 왔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형이 네. 딱 해줘야 될 말은 네. 언제 제가 찾아오겠다. 아 그거 그거는 마무리 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 형이 찾아오겠다. 그거 한마디면 아. 아미 여러분들은 아마 되또 조만간. 예, 네, 정말 저는 조만간이면 또 조만간이거든 진짜로. 조만간 찾아뵐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민 씨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 여러 회사에도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네. 네. 아까 아침에도 보고. 네. 계속 보고 있. 네. 아니 언제 올 거냐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내고 계시죠? 아저 금방 올게요 여러분 네, 진짜 금방 올 거고 어 나름 뭔가 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한번 뭐 아니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적당히 뭔가 이제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스팔 가게 안녕히 계세요. 나 간다고 저는 가라고 한 적은 그 그그짤 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누가 찾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가요? 아디오스. 차오.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왔네. 안 본 사이 머리도 많이 길었어요. 머리 한 번 잘랐는데 얼마 전에. 음. 갑자기 정신없다. 검색한 거 아니고 그 우리 방송할 때 저 파란색 했었잖아요. 손 한 번도 안 되는데 염색 한 번도 안 했는데 음. 음. 아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 보자 인사하고 있었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고 어 잘 지내냐고 하고 있었고 맞아 여러분 진짜 잘 지내요 요즘 밖에 안 좋으니까 걱정이 많다요. 그래서 아픈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뭐 저희 보러 오라고 빨리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같이 즐거우면 좋으니까 근데 저희 뭐 같이 놀고 공연 보고 하다가 몸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멤버들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못하겠다. 우리 공연 보러 와서 아픈 사람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희가 또 열심히 멋진 거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안 보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음.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고요. 여러분이랑 본 다음에 <clears throat> 좀 이따가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을 라면 먹어야지 라면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라면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럼 방탄이 다 계획이 있지 방탄인데 응? 아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제가 뭐 사실 오늘도 아,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야지 하면서 무슨 얘기하지 하면서 왔는데 맨날 모르겠어요. 여기 오면 뭐하고 놀지? 음. 이게 그대로 번역되면 되게 웃기다니까? 이탈리아 군대입니다. <laughs> 터키 군대입니다. 오빠 꿈이 뭐예요? 저는 제 꿈은요. 저는 항상 같았는데 일 오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희 막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방송 나가면 <clears throat> 다음 목표가 있냐? 앞으로의 꿈은 뭐냐? 물어보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을 오래 하는 게 꿈이에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음? 여러분도 우리랑 할때 제일 좋은 게 우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우리랑 같이 춤추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도 저도 그거를 제일 좋아해서 이 일을 음,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으로 오래오래 하는 게 제 꿈인데. 사람이 많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요, 저는 저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 말부터 이미 10월 달 정도부터 노래 녹음을 다 끝내놨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제로 클락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남주영이 가사 써줬는데 너무 너무 가사가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초침과 분침이 겹쳤을 때 세상에 아주 잠깐 숨을 쉰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허, 나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나는 참 뭐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이렇게 겹쳤을 때, 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 1초 순간에 잠깐 한다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맨날 들을수록 감동적이어서. 음. 진짜. 아, 맞아. 그리고 친구 얘기해주기로 했잖아요. 아, 사실 막, 음, 사실 그냥, 그냥 저한테는 영광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막 혼자서 띵가띵가 하고 녹음하고 하다가 좀한 그때 당시에 세 곡 정도 만들어 보고 있던 게 있었어요. 세 곡 정도. 근데 어, 한 곡, 한 곡을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피디님한테 저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 <clears throat> 어떻게 생각하신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 곡이 그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만들고 있던 거 세 개 중에서 세 번째 게 진행하는 게 어려워서 이 두 개를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이거 진행 방향을 좀 뭐 제시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간 거였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고 세 번째 곡에서 근데 피디님 제가 만들고 있던 게 또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들려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드럼 소리랑 공짝공짝 드럼 소리랑 뭐 둥착 두둥 두둥착 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신나기보다는 그냥 와 노래로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 멜로디에 친구 멜로디에 그 그거를 이제 드렸는데 피디님이 어, 괜찮은 것 같다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내 제 입장에서는 어, 이게 제일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자신도 없는 거였는데 어 이거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 옆에 제가 3시간 앉아 있었는데 피님이 디 제가 가져온 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악기를 뭐, 뭐 소리도 넣고 이 소리도 넣고 저 소리도 넣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음악이 돼가고 있, 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그 한 시간 반 안에 이게 음악이 돼버렸어요. 엄청 감동받아서 막 와, 피님 너무 재밌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별거 아닌 내 노래가 이렇게 음악이 될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면서 막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디님이랑 옆에서 막 그 친구 노래 자세히 들어보면 막막 뿌르르 막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입으로 낸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막 뭐 찌끄찌끄 막 이런 <laughs> 것도 넣고 예, 피디님이 저 저를 보셨을 때어그 생각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셨대요. 뭔가 멜랑콜리 느낌이었대요. 그냥 제 생각에 뭐 조금 뭐 그런 귀여운 곡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 뒤에 멜로디 더 써볼게요 이러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피디님이랑 계속 제가 투어 나가는 동안 얘기를 하게 되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앨범 수록곡으로 들어가게 됐, 됐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연락 오셔서 네? 진짜요? 갑자기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놀래서 이게 앨범에 들어가도 될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 노래가?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참 막 유닛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고석이 형, 정국이 그리고 진영은 이미 유닛이 유닛으로 곡이 나와 있었고 나 나 <clears throat> 나랑 태영이 그리고 남친형 윤경이 있었는데 처음에 막 얘기가 많았어요. 나랑 윤기형 얘기도 있었고 나랑 남준형 얘기도 있었고 나랑 태형 얘기도 있었고 막 서로 이렇게 조합이 막 많았었는데 이제 안 보여준 조합으로 가자 하다가 제 노래를 태형이랑 같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돼서 친구라는 곡이 만들어졌어요. 저랑 태형이랑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리고 태영이도 되게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서 너무 재밌게 그래서 되게 예쁜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앨범 중에서 저한테 되게 제일 뭉클한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구란 곡이 되게 즐겁게 재밌게 녹음을 했지만 제일 뭉클한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clears throat> 이 곡을 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되게 되게 많이 뭉클할 것 같아요. 녹음은 되게 즐겁게 했는데 다 하고 막상 이어폰 꽂고 들어보니까 되게 울컥하던데 나는 왜냐면 태영이하고 저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음, 되게 뭐 많은데 아 이거는 정말 정말 끝도 없다. 옛날에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투닥투닥 많이 하고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둘이 일탈도 진짜 많이 하고 술도 마셔보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웃겼는데 맨날 깨우고 제가 학교 가자고 일어나라고 정국이랑 둘이 깨워가지고 가면 태영이는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고 정국이 거울 앞에서 <laughs> 옛날에 정국이가 머리 스타일이 비대칭이었어요 학, 학생 때 맨날 맨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고 다녔는데 이걸 맨날 스프레이로 <laughs> 거울 앞에서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막 답답해서 어느 순간 얘들 막 안 깨우기 시작하고 나 혼자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 진짜 웃겼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 노래 부르면서 참 녹음하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어, 그 사이에 태영이가 그 뭐 지민아 오늘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계속 막 녹음이 다 된 상태에서도 그 부분만 항상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하는 중간에 태영이랑 나랑 녹음하는 시간이 달랐어가지고 막 그런 거 남긴 거예요 사이 막 갑자기 노래 나오다가 제 앞에가 먼저 사건은 코미디 영화 에에에 하게 버스를 타고 아침을 저기 에 기대 우리 함께 d r 나가 그때 그때의 우리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의 우리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태영이한테 막와 태영아 잘하고 있나 이런 헬로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거예요. 태영이도 막막 뭐 똑바로 안 하나 막 이러고 <laughs> 서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짐이아막 이런 것도 남기고 아주 매일매일 재밌었어요. 친구 녹음하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응. 음. 뭐 친구 비하인드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 좀 영상으로 좀 남겨놨어야 됐었는데. 네, 뭐, 네, 결국 이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다. 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러이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런 곡이 앨범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어, 아, 요즘은 맨날 그냥 듣는 노래 들어요, 저는. 근데 이번 앨범 진짜 좋지 않았어요. 난 이번 앨범 너무 좋았는데. 다 좋아요. 진짜 새로운 게 나 진짜 다 좋아. 개인곡도 다 너무 좋고 유니곡도 좋고 리스펙 들으면서 진짜 많이 웃었는데 나 둘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겨요 뒤에 <laughs> 뭐라더라? 뭐 뭐 형님 리스펙이 뭐고 막 이러고 존중 존경 그런 거 알겠나 모르겠다 막이런데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많이 웃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아 블랙프루프도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되게 소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노래 좋은 것 같아 나나나나나나 오빠 중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음 나는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지 지금 서울이에요? 어, 지금 회사예요, 회사. 음, 아, 친구를 피아노로 치고 있다고요? 이거를 피아노로 쳤다고요? 네, 궁금한데. 아미 연예 대상 수 있나요? 연예 대상이 아니 여, 연애 연해 저는 심심할 때 할 거 없어요. 아, 요즘에 막 영화 보고 그랬어요. 음, 제가 그 요즘에 봤던 영화들이 제목들이 기억이 안 나네. 신학기 친구들을 사귀는 지민 오빠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학교에 친구 사귀기라.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가 엄청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반 친구들을 거의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학기가 바뀌어서 뭐 반이 바뀌어도 뭐 어색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어? 이번에 네가 왔냐?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오, 어, 요! 약간 이런 느낌. 어,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 잘 해줬었어 가지고 음 두루두루 저는 너무 다 친했어요. 신학기 딱히 그냥 뭐 방법이 있지 않죠. 그냥 뭐 좋은 좋은 친구랑 같이 지내세요. 그게 짱인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친구랑 옆에 두고 같이 있으면 돼요. 필터 어 필터는 필터 필터도 되게 재밌게 녹음했어요. 너무 안 해본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재밌게 녹음했었습니다. 뭔가 뭐 별건 없고요. 정말로 안 보여준 모습 보여줘야지 딱 이 생각 하나로 노래 불렀었던 것 같아요. 네, 만두 사건 <laughs> 알려주세요. 만두 사건. 만두 사건은 만두 사건은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음 만두 사건은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없죠 <laughs> 전부 다 말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만두 때문에 우리가 싸웠어요 어 근데 참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 이거 이거를 음 이거가 되게 뭔가 그때 당시에 아니 얘기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너무 별거 <laughs>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만두가 있었는데 끝나고 먹자 아니다 배고프다 지금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지나 너무 창피해. 지금 먹자 아니야 나중에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 아니야 배고프니까 먹고 연습하자 이게 참 뭐 별거라고 먹고 연습하던가 좀 괜찮으면 연습하고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 서로 그 의견을 피지 않고 얘기했을까? 나는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였고 태영이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연습하자였어요. 근데 뭐 다 안 먹었으니까 연습 그 많이 할 것도 아니고 한 3, 40분이니까 연습 후딱 하고 그리고 밥 먹자 였고 이제 왜냐면 먹고 막 연습하고 이러면 약간 처지고 시간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랬었던 건데 사실 태영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거지 결론은 그러고 <laughs> 싸웠어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 막 형들이 보다 못해 너희 나가서 싸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막 연습실 밖으로 나서 밖에서 또 또 똑같은 말 계속했어요. 그 아니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했으면 너랑 나랑 싸우지 않았을 거야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한 말이 되게 못됐어 이러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보다 못해서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돌고 돌고 이래서 너희 들어와 이래가지고 우리 연습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형들이 막 앉혀놓고 막 별거 아니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술도 마셨어. <laughs> 그때 몇 년 전이지? <laughs> 몇 년 전이지? 한 4, 4년,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태영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서 풀었어. <laughs> 그게 끝인데 <laughs> 이게 뭐라고 이게 그때 이게 몇 시간 동안의 내용이지 짧게 말했는데 이게 한 거의 대여섯 시간 될 거예요. 4시, 4, 5시간, 6시간은 오바고 4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스토리가 종결하기까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만두 사건은 되게 우, 웃긴 그냥 해프닝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그런 겁니다. 네, 진짜 웃겨요. 어이없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 음 태영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너무 중요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이게 친구라서 그런지 뭐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다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되게 자존심을 부리게 되고 그냥 뭐 알겠어 혹은 뭐 미안해 고마우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얘기를 이게 선뜻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 나도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태영이한테 막 말은 막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좀 해, 해주는 게 어떻겠니? 근데 딱 봐도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거든요. 음, 표정도 이렇지. 음, 말도 이렇지. 어, 그렇게 할게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영이도 <laughs> 나한테 아니 너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러니까 이제 또 <laughs>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맨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자주 싸웠어요 뭐 암호하다가도 싸우고 누가 틀렸네 안 틀렸네도 싸우고 뭐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너는 이걸 꼭 먹어야겠니 싸우고 별의 별걸로 싸우고 내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 뭐 넌 내가 이렇게 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니 이런 걸로 싸우고 서로 엄청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참 웃긴 게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한번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투어 갔었을 때 걸 그때도 그렇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되게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좋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는 잠깐 잠깐 있었던 거고 뭐 둘이 일탈을 한다든지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번 어 그 우리 매니저 형들 의전팀 형들 몰래 그리고 멤버들 몰래 둘이서 투어 나갔을 때 둘이 나가지고 와 저희가 제프 공연장에 있을 때 거예요. 그때 공연할 때 막 둘이 나와서 돔 앞에 있었는데 저기 꼭 가자고 우리 저기서 공연해야 되지 않겠냐고 대화아 이러니까 그 해야지 해야지 우리 해야지 <laughs> 이러면서 <laughs> 둘이서 그렇게 막 다녔었던 몰래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 둘이 막 술 한잔 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도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데뷔 전부터 데뷔 후 한 4년 반 그쯤 왔을 때부터 어느 순간 서로 뭔가 그 뭐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영이나 제가 서로한테 이, 이런 거 하는 거 어떻겠니 하면 그럴게. 아 그래? 오케이. 이게 어느 순간 바로 바로 이제 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미안은 미안해. 고마우면 고마워. 가끔 저녁에 영통호 회사 이렇게 있으면 영통호 뭐, 뭐 그런, 그런 시기가 와요 <laughs> 나는 포기했다 아 근데 이게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정을 무시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랑 동갑내기 내 친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저는 여기 사회 사회생활 하려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고 내 동갑내기 첫 친구이자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친구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네, 왜냐면 친구들이 생겼을 때도 다 형들이었고 음. 그렇네, 생각해. 뭐, 앞으로는 또 뭐 친구 생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쨌든, 내 동갑내기 친구가, 친구랑 이런, 이런 스토리와 이런 추억이 있는 친구는 아마 태영이가 앞으로도 거의 유일, 유일하겠죠. 음. 요즘 즐거운 일 있어요? 어, 요즘 즐거운 일이라, 음, 음, 음, 음. 요즘 즐거운 일은 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게 너무 좋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동갑내기 친구가 짱이죠. 사실 뭐 사실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오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인생 선배들한테 막 이렇게 막 떠들 얘기는 아니지만 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 너무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영하고 뭐라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열 제 친구 중에는 열 몇 살 차이 나는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말 놓고 네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뭐 전화해서 형 빨리 오라고 아 조, 조용히 하라고 <laughs> 이런 친구가 저는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잘 자요 음. 뭐 그렇습니다 무슨 라면 먹을 거냐고요? 저는 나중에 편의점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했었냐고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이미 기분이 나빠요. 그쵸? 우리 건강한 몸을 만들기. 건강한 몸 관리라고 하죠. 건강몸 관리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laughs> 위로 올라간 <laughs> 제 이름 넣어서 생일 축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혜윤 오빠라고 해서 혜윤님 혜윤 혜윤아 생일 축하해 많이 먹어. 뭐든. 세리나 안녕. 세리나 안녕. 세리나 안녕. 어 여기 뭐 난 거 들켰다. 세리나. 지금 이게 말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다. 생일 오늘 그러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생일이신 모든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주인공이거든요. 꼭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희 막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석이 형 생일이었잖아요. 호석이 형 생일 때도 저 호석이 형 부모님한테 이 영상 남겼거든요. 어머니,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남겼었거든요. 꼭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음, 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한 요즘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이거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건강 잘 챙기세요. 나요. 음. 들렸나? 배고프네. <laughs> 아유, 배고프네. 오, 괜찮아? 좀 이따 라면 줄게. 나는 너보다 다섯 살 어리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아. 네. 막상오니까 <laughs> 너무 재밌네 여러분. 어떡하지? 벌써 50분 다 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음... 이러면 진짜 웃길 수도 있거든요. 진짜 듣고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이런 거 조금 민망한데. <laughs> 진짜 미안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laughs>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아니 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알죠? 그런 말 하지 마요. 시원하시죠? 이런 말 하지 마요. 우린 몰랐던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